가? 5번 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. 800표를 이상 받았다. 이제 또 어마어마한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. 자, 잠시 후에 네, 참가자분들을 지금 화면에 나가다시피 아, 네.